여기서? 이렇게 못 맞췄다 그러면은 이제 나무 숨어가지고 수류탄으로 하나 둘 구독 이렇게 까면은 제가 수류탄 좋아요와 구독 아! 치킨 자 언니가 치킨 먹는 방법 다시 강조해줄게 잘봐 어, 나처럼만 하면 돼 일단은 브라보 갈게요 브라보 많이 와봤자 나보다 한 명, 한두 명 더 올걸? 그때 박아서 이렇게 이제 딱표정은 그때 보면 돼 한명 두 명 주변에 떨어지는 거 보고 어, 언니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질 것 같을 때빼 내가 더 느리다 그럼 제가 총 들고 올 가능성이 있으니 빼 그냥 과감하게 빼버려 나무에 걸려주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, 저 친구를 죽일 만한 무기를 먹어야겠지? 이렇게 적당히 저걸 죽일 만 수 있을 만큼 파밍을 하고 쟤도 내가 어디 떨어진지 봤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총총총총 뛰어가면은 여기서 나를 경계하는 저한테 죽어 우리는 노란핀 잡으러 가자 여기 싹 봐주고 털렸는지 있다 어 봤지? 방금 어, 봤어 안 봤어? 방금 봤지 안 봤지? 봤지? 그러면 여기서 걸어 자신 쏠 자신이 없다? 그럼 좀 더 붙어 이 한이 정도 거리면은 쟤한테 발소리 안 들리거든 어디 가겠어 보나마나 저지 가겠지 걸어서 붙어 창문에서 안 보이게 여기서 이렇게 못 맞췄다 이렇게 못 맞췄다 그러면은 이제 나무 숨어가지고 수류탄으로 하나 둘 구독 이렇게 까면은 쟤도 술탄을 까니까 앞으로 딱 피해주고 아래 방금은 베린이 샷발처럼 보여준 거지 만약에 못 잡았을 때를 방해해서 뭐 비교해서 보여준 거지 자 여기서 이제 farming 필요한 것만 쏙쏙 farming하시고요. 이제는 어디 조심해야겠어 보라고 브라보 친구가 초소를 들었단 말이지 이거 이제 초소를 들었으니까 다시 도망가 어디로? 브라보가 이렇게 오면 난 옆에서 옆에서 또 후드려 패면 되니까 돌아 돌아 돌아 가루루 밑줄님 유튜브 보고 왔는데 누나 이미지가 왜? <laughs> 나무에서 은폐를 조금씩 껴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창문 같은 데 조심하면서 슬금슬금 뒤에 집중해 발소리 큰일 났다 원패 큰일 났다 그냥 던지고 이렇게 잡으면 돼. 어 이렇게 잡으면 돼. 어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돼. <laughs> 아니 아니야. 근데 방금 완벽했어. 수류탄인 줄 알고 뛰쳐나올 것도 예상했지 나는. 가루루 밑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아니 누나 좀. 띠용. 음. 보통 뭐 베리들은 이렇게 집에 많이 가거든? 근데 여기가 산옥의 막남의 광장이야 여기 주변에 진짜 많이 만나거든 그래서 차라리 이쪽이나 이쪽으로 갈 건데 나는 사실 사실 위쪽으로 좀 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쪽으로 돌게 노란핀 쪽으로 이런데 이런데 이런 데를 때는 좀 고수 애들이 다 이쪽으로 몰리지 않을까? 발소리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발소리를 먼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리만 크게 들어오면 이렇게 삼뚝배기도 삼조끼도 그러자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어디서 어디 갈 거냐 자그장 끝메타 갈 겁니다 여기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자그장이 저쪽으로 뜨면 너무 힘들어져 그러니까 애초부터 노란핀 쪽으로 가가지고 자그장이 이렇게 걸리면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1번 핀 먹을 거예요 1번 핀 여기선 소리 줄여 저런 거 쏘면 안 된다 저런 거 쏘면은 본 것 같아 수류탄 약 먹어주고 안먹으시냐 아니 왜 여기 왜 세운데 오토바이야 ESP야? 가루로 밑줄님 누나 어? <laughs> 어? 가자 부트캠프 강의 가자 자 만약에 부트캠프를 가고 싶은데 총이 너무 늦게 먹어진다 그럼 또 방법이 있지 여기 가면 돼 여기 가서 총 먹고 삼천부터 닦아가면 돼 변태 같은 메탈 알려주지 한명 오네요 제가 오는 데에서 가까이 내려서 확실히 다시네 여기서 총을 먹으시고 방좀 해야겠다 방좀 물음표 누나 <laughs> 모르겠어 이게 왜 지지?